지금 자 프레저 프레저 아티티티티 프레저 하 아티티티티 프레저 프레저 꺼지라고 꺼져? I 아, say 꺼, you say 저, 꺼 ど